가방이 왜 필요해 무겁지가 않은데 레도? 방금 쏘는 거 봤잖아 레도 필요 없어 지금 나 구상 먹은 것도 아까워 죽겠어 독한 년이라니 독한 여자라 하지 마 좋아요와 구독 24일 너무 많이 남았는데? <laughs> 아 나까먹을 거. 멀리 가야 돼 아무도 안 오는데 가야 돼오면뺄 거야 <laughs> 오냐? 안와 아, 안와 아, 온다 너가 빼라 근데 낙하산 보이지 얼마나 빠른지 패스 패스 100개 음 이거 쓸래 아 삼촌기 됐다 300개 구상도 하나 챙겨가자 이제는 사람을 죽여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시체 그 총알 몽성이를 먹으면 돼뭔 말인지 알지? 시체에서 먹는 첫 140개가 하나거든? 나도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에 있는 140발을 먹고 시작하면 돼 그것처럼 해보자 노파밍으로 치킨 먹은 그 2등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 뒤에서 잘 안 오니까 뒤를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있으면 웬만하면 안 걸릴 거야 ESP 아닌 성 찰떡이다 사람 발견 아왜안 겹쳐져 있어 <laughs> 아왜초알안 겹쳐져 있어 초알 먹어야 되는데 일단 44발 이거 먹을게요 <laughs> 그리고 700개 이거까지 가져가자 술6명밖에안 남았어 진정해 친구들 아니 가방이 왜 필요해 무겁지가 않은데 레도? 방금 쏘는 거 봤잖아 레도 필요 없어 지금 나 구상 먹은 것도 아까워 죽겠어 도관이 <laughs> 아니라니 똑똑한 여자라 하지 마 근데 ESP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자 여기 밖에 좋지가 않아 이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시체 잡아도 잘 먹고 싶어 안돼 안돼 와 최악의 결과다 와달려나 <laughs> 당장 뛰쳐나가 와 내가 부트캠프 아니길 바랬는데 부트캠프로 걸려서 아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좋지 않다 아 집에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 아 진짜 너무 안 좋다 <gasps> 시체 뭐야 시체야 누워있는 거야 저거 뭔데? 하나씩 먹어야겠다 됐다 쇼핑 완료 허! 허! 이럴 때는 이판사판 옥상인가? 하이 아 무서워서 왔어 진통제 먹어도 되는 거확긴 올라갈 루트는 확보해뒀 열어만 볼까? 다섯 명 그래 좋아 싸워서 좋았어 네명 나이스 나 올라가야겠다 이거 두 명은 찾을 것 같은데 한 명은 어디 을까 방심하면 안 돼. 헉! 산 쪽에 있나 본데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은데 그치? 어디로 붙지? 다음 자기장 여기 가면 들어오기 힘드니까 이런 데 붙어 있을까? 수류탄 하나 까고 방에 들어왔다. 방을 못 쏘네 근데 이거. 놓치지 아 유하 와 엄청 떨린다 나이스 4천개 성공 나이스 어 떨려 와 나이스 개 <laughs> 멋있어 아, 나 너무 소리 떨려 나이스 지지 아 어, 월미선도 올릴 수 있구나